처음 보는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4시 뭐야? 30분까지 자유롭게 친해져 보세요 우리 뭐 하고 있던 거 아니야? 뭐 어, 했잖아 이미 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포인트가 4시 30분까지 친해져 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ISFJ 연추 누나 그리고 INFJ 승준이 INTJ인 저까지 시계를 쳐다봅니다 근데 이 시계를 본 사람 3명이 전부 다 J입니다 B이신 분들은 4시 30분까지라는 말을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몇 시인지 파악하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이제 시계를 본 건데 물론 이 이후에 다들 이제 피 e 분들도 똑같이 파악을 하셨겠지만 J들이 좀 더 시간에 예민하다는 그런 경험적 증거가 하나 추가된 거죠 4시 반까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시계를 쳐다본 건 다 제이다 이 방에도 같은 미션지가 도착했고요 4시 30분까지 자유롭게 친해져 보세요 어? 이미 끝난 <laughs>